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 새핵단 소식이 들려오자 대한항공 직원들은 황망한 표정을 감추기 어려웠다. 말은 아꼈지만 3355 모여의 도의 뜻을 전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임직원은 이날 오전 출근. 길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항공 소속 직원 A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의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다며 단체창 등을 통해 다들 놀라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 소속 직원 B씨 역시 출근길에 속보로 소식을 접하곤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폐질환으로 치료 중이란 얘길 얼핏 들었는데 병세가 짙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항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애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는 행사 현수막을 걷고 회사 기을 반쯤 내려달아 조의의 뜻을 표했다. 한진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측은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 할 것이라며 항공안전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를 결정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시신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 등의 일주일가 양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한진그룹 측은 내다봤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폐가 굳어지는 질환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말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 사내이사직에서 박탈돼 면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땅콩 갑질과 물컵 갑질 등 대한항공 총수일. 가해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조 회장은 밀수, 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일부 직원들이 경영진의 사퇴를 역 구하며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벌었으며 행동주의 사모펀 드 그 KCGI가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 제동을 걸었다. 조양호 1974년 대한항공 입사 후 2003년 한진급 룹 회장 자리에 올라 조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1949년 3월 인천에서 태어났다. 경복고와 인하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25세의 나이로 1974년 미주지역본부 과장으로 대한항공에 발을 들였다. (1980년) 대한항공 상무에 오른 후 조 회장은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하며 (1989년) 한진정보통신사 장 1992년 대한항공 사장에 이어 1996년 한진급 루프 회장에 올랐다. 이후 2002년 조중훈 회장 별세한 다음 해인 2003년 한진그룹 회장이 됐다. 이 기간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조 회장은 담대한 선택으로 위기를 돌파한 경영자로 꼽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체 소유 항공기를 매각한 다음 재임차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고 2003년 각종 테러 사건 여파로 세계 항공산업이 침체했던 당시에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A 389매 계약을 맺었다. 조양호 회장 별세계 알려진 당일 정적 감도는 한진그룹 본 4.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세계 항공사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 물로 평가받는다.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했으며 국제항공 운송협회 IATA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조 회장은 저비용 항공사 LCC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 보고 2008년 7월 대한항공과 차별화된 진해 어, 진에어를 창립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 경영 외에도 활발하게 일했다. (2009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2년 가까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1 0 0여명 중 100명가 량을 만나 유치를 이끌었으며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시끄러웠던 갑질 논란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조 회장은 가족과 관련한 각종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해양 사건이 지난해에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해 부인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 역시 운전기사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정황이 들어 나면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 직원들 회장님 대국민 사과는 하면서 직원들에겐 늘 사과하지 않나요? 이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갑질을 사회 문제로 대두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갑질에 분노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뱀데타 가면을 쓰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조 회장 역시 지난해 11월 270억 원 상당의 배임행, 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조 회장은 지난 3월 27일 대한 항공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돼 20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조 회장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조 회장의 별세로 관련 형사재판과 수사는 중단될 전망이다. 오태윤 강북 삼성병원 흉부외곽 교수는 폐는 몸속에 있지. 만, 고, 입기관지와 연결돼 있어 대기 중 유해물질에는 노출된 장기라며 유해물질의 접촉이 잦아지고 장기화하면 폐섬유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 회장의 경우 최근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원래 앓고 있던 폐섬유화증을 꺼 우각화시켰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는 사람의 신체 중 가장 큰 장기이지만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편이라며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항생제조차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폐섬유화증의 악화속 도가 더욱 빨라져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